허블 망원경 에드윈 허블은 미국에서 태어난 천문학자인데요. 다양한 은하계의 성운을 관찰하던 중 나선 은하에서 빛의 변화를 보이는 변광성의 발견을 계기로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을 발견해 우주 팽창설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진 우주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1990년 우주 왕복선을 통해 지상 610km 지점의 지구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동력 공급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고 운석 차폐막과 렌즈 후드를 이용해 렌즈를 보호하는데 지름 2.4m짜리 주경을 통과하면 맨눈에 100억 배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6,000km 떨어진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시력인데요. 이 거리는 서울과 미국 LA를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하다고 하네요.